뭐 이제 썸 타는 사람이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. 저는 이 사람이 좀 여자 문제에 대해서 좀 까다로워 보여요. 한 2, 3년 있다가는 이제 결혼을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왠지 영상을 만날 것 같아요. 우리 딸한테 오늘 조금 맞아 죽었네 나는. 저는 딸이 엑소의 광팬입니다 엑소 얘기 잘못하면 우리 딸한테 혼나요 우리 딸이 엑소 안 좋게 얘기하면 가면 안 된다 그랬어 나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만을 해야 되지 않을까? 어? 너무 오래 했다 10년이면 좀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아니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좀 새로운 사람들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좀 크고 그래야 되잖아 우리 딸한테 오늘 좀 맞아 죽었네 나는 우선 시우민 씨는 우선 군대 문제도 있고 보면은 어, 솔직하게 말해 대죠 보이는 대로 시우민 씨는 오래 사귀다가 좀 마음에 상처를 크게 남기고 간 여성분의 자리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1, 2년은 더 있어야지 결혼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뭐 이제 한창 때니까 좋을 때니까 군대 갔다 오자마자 뭐 사업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뭐 결혼도 하면 좋겠지만은 본인께서는 못 있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 결혼 운 자체가 좀 늦은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요 시우민 씨는 한 36쯤에나 장가를 가지 않을까 늦겠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착실해 보여요 얼굴이 결혼도 굉장히 착한 여자 만나서 착실하게 할 것 같아요 음. 여자가 실제로 보이는데 여자가 있, 있는, 있을 것 같아요 어, 근데 결혼을 좀 당장은 안 해도 그래도 한 서른 두세 살 정도 되면 그 결혼에 좀 신경을 쓸 것 같으네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지만 좀 평범함을 좀 추구하는 사람 같아요 자기 살려고 하는 거는 그런 좀 반듯한 이미지? 그렇게 보이네요 백현진은 이제 보고 있자면은 친구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본인이 사람 사귀는 것 자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혼은 글쎄 그렇게 빨리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은 내후년쯤에 생각이 좀 바뀌어갖고 그때쯤에는 진지하게 만날 여자를 이제 찾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만나는 여자는 많을 것 같은데 친구처럼 지내는 여자는 많을 것 같은데 결혼은 좀 늦겠습니다 아마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누군가랑은 하겠지만은 결혼을 해도 친구처럼 지내는 걸 선호하지 않을까 여자친구는 없고 그냥 술친구나 아니면 즐겁게 얘기하고 이런 동료적인 관계의 여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소문은 많지만 사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. 저는 이 사람이 좀 여자 문제에 대해서 좀 까다로워 보여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욕심? 연예인으로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의 기질을 타고난 그런 좀 사람으로 보여요 재능을 여자 문제보다는 일적으로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사람이 섬세해 보여요 예민한 게 있어서 여자 고르는 것도 예민하고 그래 보입니다 예. 첸씨 같은 경우에는 좀 집돌이 이제 스타일이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연애를 할래도 이제 건수가 없어서 연애를 지금 한동안 오래 쉬셨다. 근데 이제 올 가을쯤에는 누구 하나 이제 만날 것 같고 이제 썸 타는 사람이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. 근데 만나는 여자가 보면은 연예계 사람은 아니고 연예계 에 다리는 걸 치고 있는 사람인데 연예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방송 작가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관련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이랑 이제 가을에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. 한 2, 3년 있다가는 이제 결혼을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본인이 만나면은 왠지 연상을 만날 것 같아요 좀 어린 여자나 아니면 또래 여자보다도 이제 연상이랑 결혼할 확률이 좀 많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예계 쪽 사람이 하나 보이긴 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짧게 잠깐 잠깐 만난 인연들이 이제 좀 많아 보여요 결혼뿐만이 아니라 얘는 아, 나이가 먹어서 계속 여자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음.